하고 그때 올라갔다가 이따 먹으러 네, 네. <laughs> 아 오늘 잭스키스 선배님들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진짜 연예인 연예인 강성 선배님이 공부기 안녕 잘 지냈니? 뭐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음악방송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 또 보자. 안녕. 저 시끄러워서 촬영을 못 하겠네요. 진짜 멋지죠? 뭐 하는 거예요? 야 여긴 잘 쳐.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 뭐 거의 이건 뭐 거의 그냥 거의 율동 수준입니다. 음. 제가 봐. 어? 어디 가서 하지 마 그런 거 그런 거 어디 가서 쓰면 안돼 나 이거 커버하면 잘할 수 있을걸? 나 사실 여자친구 잘 치거든 TT에 빨리 TT 부잣나봐요 근데 불바를 되게 잘 쓰거든 이거 이거 흘려야 돼 이거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 마지막 엔딩은 좋았어. 한참 쳐세요 <laughs> 존경하는 규현이 훨씬 멋있어 요 게임 두 번째는 우거치 화장 화장 수정 태호 형 와 진짜 그리고 저희는 다른 가수분들의 음악을 감상합니다. 아닌데? 그렇습니다. 세명 밖에서 좀몸 풀고 있을게요. 왔어? 건태야? 뭔지 알아? 분량을 위해서 웅지가 필요해요. 네. 네. 오늘은 어, 4주차 마지막 인기가요입니다. 네, 처음. 올해는 제가 이프를 만난 연도라서 원래 처음 시작에었 연인분들도 처음은 좀 서툴잖아요. 그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뭔가 많이 미숙했던 점들에 대해서 네. 예, 많이 느꼈으니까 2017년에는 좀더좀 성숙한 네. 사랑을 이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프가 아, 올해 잘 정리해요. 다치지 말고 감기 조심하고. 악년에 하고 신년에도 신년에도 하고 신년에도 이 프로 하면 좋죠. 아 좋아요. 왕년에도 같이 하면 좋죠. 그렇죠. 좋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이프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몸을 풀러 가겠습니다. 몸을 풀러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갑시다. 갑시다. 몸이 안 풀릴 때는 몸을 안 풉니다. <laughs> 벌써 12월인데 이제 벌써 이제 2016년 맞죠? 2016년 네, 이제 2016년.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2017년이 되는데 2016년은 잘 마무리하셨는지요? 아 마무리 잘 하셔야 되는구나.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되게 2010년, 2 0 16년이 되게 특별한 해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프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처음으로 데뷔한 날이기 때문에 리프가 또 새로 생긴 해가 2016년이기 때문에 저희와 리프 분들의 특별한 해지 않나 생각하고 저 2016년을 보내는 게 아쉽지만 2017년에는 말이 되게 고이네 2017년에는 더 저희가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네. 나은 모습으로 네.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0 1 6년에 보내는 게 아쉽지만은 네. 2017년에 더 좋은 날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쵸 어, 그, 네, 2017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2016년에 12월을 잘 마무리 같이 하자고요 이브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6년 마무리 잘하고 잘합시다 여러분 2017년도 같이 잘 보내고 네. 저희 임팩트도 연말 잘 마무리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웅상이었습니다 웅상 네 지금은 임팩트의 어, 모니터 현장입니다. 오늘 방송, 인기가요 방송한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임팩트 멤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춤을 해볼까요? 오. 어. 자, 갑니다. 잘생겼어요. 어, 눈빛이 아주 그냥 눈빛이에요. 아, 눈빛이 그냥 뭐, 어, 됐어. 앉나요? 어, 오, 근데 오. 귀엽게 생겼네. 오, 어, 카와이 카와이네. 아, 멋있어요. 강렬해요. 아,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임팩트의 모니터링 장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귀엽네요, 오늘 머리가. 귀여워요? 머리를 제가 찍어드릴게요. 굉장히 지금 귀여운데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귀여워졌나요 갑자기? 오늘 올리려고 했었는데 오플라를 네. 입어가지고 머리를 내렸는데 내리는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먹고 싶지? 어, 안에 신비머리를 타잖아요 아, 신비머리. 네. 네. 아, 반대쪽도 한번 꼬아봤어요 아 괜찮네요 잘생겼습니다 자 지한씨 오늘 컨셉 뭔가요? 아, 오늘 여기 쌍꺼풀이 생겨가지고 쌍꺼풀 제가 한쪽에 갑자기 아침에 피곤해서 생겨가지고 그걸 좀 가리려고 네. 한쪽만 생겨서 아 그래서 일부러 머리로 가린 거예요 네. 어, 굉장히 다 생각이 있는 머리네요 그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진 않았습니다. 과자 매니아 지역이 그래. 과자 설명 타임. 안녕하세요. 지역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매점에서 산 과자들입니다. 자 이거는 허쉬 우유인데요. 어, 코코아 파우더가 2.0.0.25%가 있어요. 근데 이게 0.25% 치고는 굉장히 단데 보통 코코아 파우더가 1%나 2% 들어가야지 달다고 느껴지는데 이건 0.25%인데 왜 이렇게 달지? 허쉬 이거 괜찮아요 초코 우유 달아요 달아서 맛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대화병 치는 거같 홈런볼이거든요 씹는 거인데 이거는 나 이거 속 많이 비어. 이거는 이거 아, 이거 슈라 고러나요 이거 슈. 햇반에다가 이 과자 안에 음. 이 튀, 튀김 아닌데 미트볼. 동그란 거에 초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림처럼. 되게 맛있어요. 얘가 굉장히 음 상이 닮았요 네. 지금까지 임팩트 제업의 과자 타임이었니다